아싸다 아따 깜짝했어 거기 딱 기다려 나 바로 갔다 딱 어, 가지마 가지마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 당신은 2019년 8월 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 기동하라 팔로 팔로미 와 풀자란 거 보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실례 좀 하겠습니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장난 그만하라겠다 진짜 장난 그만하라 했어 진짜 말하는데 그만해라 개새끼야 거기서요? 혹시 거기 있나요? 혹시 거기 있나요? 거기 있나요? 거기 있으면 한번 나와보실라오 겁먹지 말고 아싸 왔다 아따 깜짝했어 당신 걸렸어. 당신 걸렸어.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어 당신은. 카메라 딴데 돌리지 마 마이콜 카메라 딴 데 돌리지 마 나와 나와 뭐 있어 얘들아 얘들아 뭐 있어 뭐 있냐고 뭐 없어 여러분들 저의 그릇된 행동을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에 개청자거나 혹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제가 잘못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 데리고 장난하는 겁니까?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야? 나와 나와라 했어 배꼽배꼽 하지마 나와 나와 당신 누구야 거기 딱 기다려 나 바로 가... 딱 어, 가지마 가지마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야 이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어이 야 장난하냐? 장난해? 야 장난하냐고 어? 장난하냐고 장난하냐고 누구요? 거기 누구십니까? 라라라라라라라 진짜 꼬만가? 진짜 꼬만가? 혹시 꼬마야? 혹시 꼬마야? 어? 혹시 꼬마니? 어? 혹시 꼬마야? 고마야 어? 에? 에? 무슨 소리야? 멀리서 들렸는데 잠깐만 오늘 이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데 오늘 이거 대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오늘 대화 대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아까쯤에 그 소리가 좀 멀리서 났거든요 여기니? 어 겁먹지 마 나 아,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어? 어! 감자기야 씨. 고마야 꼬마야 뭐야? 뭐야? 기후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런 현상들이 안 일어났잖아 뭐 얄팍한 소리 혹은 어떤 뭐가 뭐 밟는 소리 뭐 이런 자질구레한 소리가 안 났으면은 여기는 그냥 폐가 라고 할 정도로 기후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돼 어. 이 꼬마의 기운이 전혀 안 느껴져 그랬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팠을 거야 이렇게 내가 힘 빠지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 기운이 느껴지는 곳 뿌리고 간 곳 여운이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여운을 쫓아서 거기만 집중 경략을 했을 거야 그런데 일체 그런 게 없고 이게 만약에 그런 소리가 일체 없었으면 오늘 여기는 그냥 폐가야 다 폐가 탐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